정말 힘들었어요. 제가 만든 주부 정말 네모네모 반듯반듯 예쁘죠? 아 정말 뿌듯하네요. 주부 만드니까. 여러분들 두부 어땠어요? 만드는 거? <laughs> 오늘은 제가 두부를 만들려고 아니 두부의 진심이었어? 진심이죠. 제가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사, 스위스나 노르웨이 쪽에서 사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지금 하나긴 한데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핀란드에서 내가 이 가게를 차리고 싶어 이걸 팔고 싶어 아프리카 바로 거기서 두부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저 두부 가게 차린다니까요 잠깐만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대충 해볼게요 김치찌개 냄새 좋아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해드릴게요 어 맛있다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음 너무 맛있는데? 어떡하지? 로얄 밀크티예요 누군가 퇴근을 하셨나 봐요 우리 룸메이트 자원씨가 퇴근을 하셨습니다 아. 어서오세요 여기는 가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? 어? <laughs> 아, 저 안무레 스나 나왔어요. 간만에 춤을 배웠어 정말요? 네. 오, 야, 저. baby, baby, baby. <laughs> 안녕. 두부, 두부 만드시는 거예요? 네, 두부 만들다 말고 지금 좀 힘들어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지쳐가지고. 두부 어디 있는데요? 두부는 아직 없고 콩들만 있어요. 아. 작은 콩. Wow. 어, 언제 만들어질 예정이죠? 아. 못했어요 <laughs> 아무튼 응원합니다 힘들다 부닥지 조금 <laughs> 콩맛 두부 장애인분들은 진짜 다 콩 껍질 다 까시나? 오늘 브이 12시에 끝나는 거 아니지? 다음 스케줄 3시란 말이야 <laughs> 근데 여기에 불린 콩을 손으로 으깨 투명한 껍질을 벗겨내면 콩물을 걸러내기가 쉽고 두부의 양이 많아집니다. 콩물이 걸러내기가 조금 어렵고 양이 조금 적었더라도 그냥 껍질을 까지 말까 고민하긴 했어요. 진짜 두부 공장에서 다 까? 두부 공장에서 다 깐다고요? 껍질 몸에 좋지 않을까? 그치? 보통 과일 껍질에 막 영양소가 모여있다고 들 하잖아요. 어 이만큼 깠더니 여러분 이만큼을 까고 있었어요 안깡콩 이만큼 남아어 <laughs> 두부 만들기 위해서 밀크티 먹고 이랬어 아 본격적으로 손을 씻고 콩을 아, 까는 척 우정들이랑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콩 까는 법 알려드릴까요? 살면서 어디 가서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저처럼 가끔 살다 보면 <laughs> 콩갈 일이 있답니다. <laughs> 갑자기 어떤 우정이 콩까지 점점점 다원이 아니야? 댓글 다원이지? 되게 다원이 같은 댓글이었어. 여보 나왔어 배고파 라고 어떤 <laughs> 여보 오늘은 그냥 자... 아! 이거 보여드릴까요? 두부 틀이에요. 저 오늘 이만한 두부를 만들 겁니다. 이만한 두부를 만들 겁니다. 언니 그냥 포기해요.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하다니. 언니가 그렇게 키웠니? 콩 왜 까? 루단의 두부가게 알바생 구해요. 24시 콩 깔 사람. 알바도 잠잘 시간이 없네. 멤버를 찾아서 도와주세요. 멤버들한테콩 까기 시키라고? 멤버들이 할까? 그리고 쓱 보고 이렇게 화이팅 하고 가거나 저 두부 사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거지 출신 이 진짜 거지는 아니잖아요 거지 되기 싫어 등치 찌뿌 언제 낚아나? <laughs> 언젠가는 까지 않을까 콩 까주고 싶네요 당장 와서 한번 까보세요 <laughs> 누나 누나 엄마가 파프리카 먹어야 키 큰 데서 먹는 중이야 요즘 그거 뻥이야 뻥이야 파프리카 뭐어도 이안 커? 달고나나 만들어볼래? 나 달, 달고나 싫어해요 맛없어 매먹어 달고나 그냥 설탕 퍼서 드세요 달고나 싫다 해서 은서가 섭섭하다고요? 아니 그 달고나랑 그 달고나랑 다르잖아요 맞아 나 계속 그만 간다 하면서 계속 까고 있어 그만 갈 거예요 진짜 이렇게 껍질 걸러내지아 껍질만 보면 진짜 아 껍질만 보면 까고 있어 우리는 얼굴만 보는 거예요? 아 보고 싶어요 코? 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냥 제가 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검정 콩은 좀안 두유도 좋아하고 제가 원래 아또 콩 까고 있어 <laughs> 어, 어? 아! 말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말 시키니까 대답하면서 콩 까잖아 아! 콩 까면 안 돼 콩 까면 안 돼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얼마나 넣어야 되지? 이만큼만 넣으면 되겠지? 안 갈리잖아요 이가저부 그냥 사먹을까요 여러분? 아 어. 무서워 됐어? 이종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걸렸잖아 안에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설명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. 제 마음대로 해볼게요. 안 되면 슬플 거야. 할 수 있어. 망했다 두부 망했다 <laughs> 사먹을까? 실천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 실천을 했잖아 물 한 잔이요? <laughs> 제가 물 한 잔 드릴게요 <laughs> 물가게로 변했어요 두부 안 팔아요 물 드릴게요 완성이요두 언제 완성돼요? 어, 두 두부요? 네. 어. 배고파요. 죽기 전에 250이면 아. 되나요? 아니요, 조금만 더 주세요. 까득? 네, 까득, 까득. 아, 잠없셔라 까득이요. <laughs> 냉장고에 너다 비친데. 그럼. 나 우정 찍고 있어요, 여러분. 나물 달라고. 이러. 네, 살짝 보여줄게요. Yes. 다원이 따라해아 부끄러워 진짜 밀크티 강연나 할까요? 안돼 왜 그랬어? 오감이 뭐 하나 밀크티에 콩물 넣기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? <laughs> 정신 차려 나 이틀 결국 써보지도 못했네 소고기 두 팩이나 더 남았어 6만원 잘가 아니에요 저는 뭐,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부 가게 꼬마 음, 너무 어려워 나 그냥 두부 만들지 말고 팔까? 셀러 셀러 왜 망했지? 우정들이 날 위로해주고 있어 이러다 두부 실패 <laughs> 누가 괜찮아 다음에 사줘 자연스럽게 얻어먹는다 너? 자연스럽게 괜찮아 다음에 사줘 와 어, 알겠어 이럴 뻔했어 나 지금 이거 내가 만든 척 해야지 자 여러분 두 완성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여러분 딱 파는 것처럼 파는 두부처럼 어머 흘렀네 두부 아, 오늘 두부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럼 저는 시간 늦었으니까 멤버들과 아이 두부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어떻게 만든다? 냉장고에서 꺼내면 있어요 두부가 <laughs> 두부 사기꾼 잡아라 1편 일단 성공적으로 두부를 만들었다 후. 아 뿌듯하다 아 정말 힘들어 저건 뭐지? 이 두부로 오늘 맛있는 저녁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어, 사기꾼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무시할게요 <laughs> 여러분 이제 잘 자요 두부 사장 간다